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많은 분들이 촬영 때 메이크업 어떻게 했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만 알고 싶은 꿀팁인데 말이죠 하지만 좋은 건 또 나눠야겠죠? 집에 있는 제품들로도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빵원으로 뽀얀 마시멜로우 같은 베이스 메이크업 같이 만들어 볼게요 뿅! 베이스 메이크업은 차곡차곡 방법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. 먼저 첫 번째로 오일이 들어간 미스트를 충분히 뿌려줄 거예요. 잘 흔들어서 뿌려줄게요.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려줄 건데요. 오일 미스트가 싫거나 각질 제거가 크게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냥 에센스 미스트 혹은 토너를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. 코 있는 데서부터 부드럽게 바깥쪽을 향해서 닦아내줄 거예요. 오일이 부드럽게 각질층을 녹여주고 또 불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닦아내주면 코 사이사이에 있는 각질들을 제거하기 쉽습니다. 특히 코는 각질을 부드럽게 가라앉혀주지 않으면 금방 뜨기 때문에 코 쪽에 신경 써서 꾹꾹 눌러서 가라앉혀줄게요. 다음은 하이드레이터 혹은 에센스를 충분히 발라서 솜으로 통통통 두들기면서 흡수를 시켜줄 거예요. 기초 제품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부스팅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 제품을 하이드레이터라고 해요. 부스터라고 하기도 하고 하이드레이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드레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솜에 충분히 제품을 묻혀주세요. 꾹꾹 눌러주듯이 우선 한번 발라주고요. 찰싹찰싹 마시멜로우를 때려주는 것처럼 촉촉하게 때려줍니다. <laughs> 하이드레이터가 좋은 점은 보습은 되지만 끈적이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요. 끈적이지 않은 에센스나 앰플을 사용해서 똑같이 해주셔도 됩니다. 이렇게 솜을 사용해서 두들기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끈적이지 않기 때문이고요. 또 손가락 사이사이로 제품이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보습을 꼼꼼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점 지금 보시면 피부가 수분을 머금어서 조금 차오른 걸 보실 수가 있죠? 그리고 각질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. 이렇게 하이드레이터를 바르고 나서 저는 에센스를 사용해서 조금 더 촉촉하게 발라줄 거예요. 제품을 솜에 묻히고 저는 얼굴 외곽이 많이 건조한 복합성 피부예요. 그래서 이 얼굴 외곽 쪽 부분을 톡톡톡 두드려서 조금 더 보습을 해줄게요. 여러분 집에 프라이머 한 종류씩은 갖고 계시죠? 이렇게 좀 꾸덕한 제품일 수도 있고 이렇게 촉촉한 타입일 수도 있는데요.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이 프라이머와 마스크나 기초 제품 바를 때 쓰는 스패츌라입니다. 어디 집안 구석에 찾으면 하나 정도는 나오실 거예요. 프라이머를 정말 조금만 짜줄게요. 진짜 요 정도. 그래도 보통 손가락으로 바른다 하시면 이 정도는 바르실 텐데요. 스패츌러를 사용하면 진짜 이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내가 가장 커버하고 싶은 부분에 쓱 밀어줄게요 그 다음에 크림 밀듯이 이쪽 방향으로 쓱쓱 올려줍니다 바른 곳 안 바른 곳 이렇게 차이가 나요.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밀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덜어냅니다. 손가락으로 바르게 되면 화장이 밀리거나 각질 부각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이유가 양 조절에 실패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 이외에도 이 표면에 프라이머 제품들이 발리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화장이랑 먹으면서 밀리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. 화장이 지문 사이에 끼는 거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그것처럼 프라이머도 사이사이에 끼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바르시게 되면 아무래도 균일하지 않게 발릴 가능성이 많습니다. 또 양도 더 많이 쓰게 되고요. 이제 30초에서 1분 정도 말려줄 거예요. 이제 브러쉬를 사용해서 파운데이션을 얇게 한 겹 발라주겠습니다. 코에 한 겹, 진짜 얇게 발라줄 거예요.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묻힌 블렌더를 이렇게 발라주면 완성입니다.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.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,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안녕!